올수 있어? 할 수 있어? 다른 고양이들 다 하던데 어, 비교하면 안 되나? 어, 안 돼! 거기 뜯어질 수가 안 돼! 안 돼. 왜 뜯었노? 좋아요와 구독 아!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투명벽 영상 찍기 위해서 혼자 엄청 열심히 랩을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 코코는 <laughs> 안돼 그 밑으로 나오면 안돼 안돼 아 안돼 안돼 이거 간식으로 꼬셔야겠다 코코야 살까? 안돼 아 이렇게 쉽게 나오면 안된다고 Nope. <laughs> 아니야 거기 자리 잡으면 안돼 끝까지 가? 내가 <laughs> 혼자 이 저도 안 되는 거야. 참 치킨을 한번. 거야. <laughs> 아. 코야 엄마가 다 막아놨지롱